내가 또 이 곡은 나오기 전부터 내가 들었었거든. 태양이 네. 들려 줘가지고 너도 들려줬잖아. 저 이 곡 들으면서 잤어요. 네. 아 근데 진짜 곡을 너무 애가 진짜 유치원장에 실, 력이 겉달 겉달 겉달 겉달 가사가 또 다 영어죠? Goodnight, goodnight, goodnight, goodnight, goodnight. Imagine your face and how I do. 윈터 윈, 윈터베어의 주인공이 왔네. 어 원작자 왔네요. 야, 네가 나한테 준게 언제지? 그때가 뭐 우리 거 콘서트 있었던 그때 돌아가는 날 찬이었지. 네. 그 파리 콘서트 끝나고. 맞아 맞아. 와 아, 씨. 야 노래 너무 좋다. 아 노래 잘 썼어 아. 진짜. 아, 내가 내가 좋다잖아. 음, 음, 음. 야 근데 진짜 그 차에서. 어나 극차이다니까. 그 와잘 썼다 이러면서. 아 그때 진짜 엄청 뿌듯했었어요. 당신의 노래는 매우 좋습니다. 얘가 저 예전에 어, 디 있었죠?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. 음. 근데 되게 옛날에 새벽에 3시쯤인가 서로